그 시청 시간 하루에 대략 25시간씩 걸려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 어, 어, 실수. 날라 그는데 아야 날라갔다 이거 아,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진짜요? 이러거아니에 어, 그라고 너 차단이야 <laughs> 그라고 너 차단이야 아 잘들 싸우구만 낚였지? 아야 마지막 마지막 잡아 잡아주기 야매야 내 때릴 거야. 이거 이, 거 이거 때릴 거야. 이 때릴 거야. 아 진짜 얘 때릴 거야. 저거 저거 가자. 나야이 비켜 비키 비키 비키. 아 까비야 아, 나 소금 쏠려 그랬는데. <laughs> 다내 거지롱. 어. Wow. captured Zone C.

그건 계속 불려놔야 돼가지고 용량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니까 코스 한번 해봐야겠다 커너 24 비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녹화 한 번 해볼게요 뭔가 되게 어, 어. 아, 아파 아파 너무 좋다 어? 이거 뭐 이따 봐 어, 나구나 어 살려줘요 거. 야 알아보자. 딱밤은 바파 한번 해주고. 그렇지 네. 아웃 셀트였어. 피토랑 누구야? 그래 빵이다. 아이스. 와. 이걸 패링한다. 어 땡큐. 아씨 아야 하다 난 아직 살았다 아야 바이바이